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성TV의 유성입니다 오늘은 저는 채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박유성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19살이 됐어요 아, 저는 생각해요 왜 채널 안 만들어요? 저는 1년 동안 아, 한국어 공부했, 공부했는데 근데 아직 지금까지 연습 안 해요 그래서 아, 저는 생각해요 어, 아마 저는 영상 만들어 만들면서 어, 한국어 연습 어, 연습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아, 저는 재미있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약간 리액션 비디오 먹방 아, 그리고 브이로그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어, 많이 많이 너무 많이 많이 영상 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채널이 어, 브로그만 아니라 너무 많이 영, 재미있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많이 기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 많이 많이 어, 재미있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이상황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 비타민 많이 먹고 그리고 자주 손을 식기에 해요. 그리고 야채 먹고 그리고 과일 먹고 그리고 많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 많이 재미있는 영상 만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 만나요.